반장 준비 안 된다고 기남이 물리는 거 내가 봤어 나랑 싸우다 그렇게 됐어 나도 기남이랑 싸웠어 그래서 아닌 거 알아 봤지? 반장 편해도 니한테 들못 가게 창밖으로 밀어버릴 거니까 아무도 아말 하지 마오지마 경고했다 경고는 내가 먼저 했어 꺼지라고 미안해 이럴 필요 없어 수혁아 나 변하면 밀어 야! 수혁아 없네. 가자! 이거 그거지? 좀비. 와씨. 아씨. 남나 죽었어. 진짜? 다층에서 떨어졌어. 그게 무슨 얘기야? 하지 말라고.